2년 넘도록 나이 먹고 영상을 올리는 게 이제는 지칠 때도 되었는데 포기를 모르는 남자 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어 이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때문에 시계를 모으는 건 아니고요 제가 daily로 차려고 구입한 시계입니다 설마 제가 미쳤다고 돈도 안 되는 유튜브 때문에 시계를 몇 천을 태우겠습한 유명 시계 제조사의 대표 field watch인데 아 이 줄이 좀 야시스럽지 않나요? 아니 뭐 군용식의 영감을 뭐 어찌 했다고 하는데 터프하고 견고해 보이는 건 알겠지만 뭐 그닥 착용감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구입을 하자마자 줄질 좀 해보려고 처음에는 나토 strap으로 알아보다가 lug가 18mm로 좁은 편이라 좀 더 얌전한 실리콘 밴드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나토 밴드는 20mm 밑으로는 살짝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3주 정도 daily로 차보고 소감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시계는 액세서리인가요? 아님 정말로 시간을 보기 위한 휴대품인가요? 기계식 시계만 알아주는 안타까운 요즘 명품 액세서리가 아닌 실제 사용을 위한 데일리 시계를 찾으신다면 음 솔직히 이거 이상 뭐가 더 필요할까요? 매번 시간을 설정할 필요도 없고 하다못해 배터리 교체도 필요 없는데 또 하다못해 가격까지 저렴하고 튼튼하기까지 한 정말로 무자비한 시티즌 챈들러입니다.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. 짠! 해외에서는 EDC 워치라고 하는데 매일 차기 좋은 데일리용 시계를 뜻하고요. 시티즌에서 2017년도에 출시한 필드시계 챈들러입니다. 잡화상? 뭐 이런 뜻이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암튼 뭐 챈들러라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죠 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는 좋아하고 아끼는 시계랑 매일 차는 시계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daily 시계라면 저는 무조건 착용감과 시인성을 중요시합니다. 착용감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 크기가 작고 가볍다면 일단 합격입니다. 37mm 케이스에 42mm lug to lug 47.6g의 무게는 case back이 어떻게 생겼든 lug가 뭐 얼마나 뻗었든 말렸든 충분히 편하고요 굴곡이 없는 전면 mineral glass는 가격을 고려하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요정도 시계를 10년 이상 사용하려고 구입은 잘 안하기 때문에 mineral glass가 단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다이얼을 보면 블랙 다이얼의 화이트 숫자 조합이라 실제로 시간을 보려고 사용하는 daily 시계로는 역시 가독성은 매우 좋습니다. 솔직히 기대를 안했지만 저가형 quartz 시계 숙면과도 같은 이 초침 정렬은 좋아 보이네요. 이건 인정. 숫자 폰트도 비교적 큼지막하고 쓸데없는 데코레이션 같은 게 없는 깔끔한 구성이라서 37mm 케이스라고 해서 딱히 좁거나 답답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.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야광입니다. 물론 성능이 특별히 좋은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이동해서 볼 때면 이 특유의 푸른빛의 야광이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보인다는 게뭐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movement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. 시티즌의 자랑이죠. Eco-Drive 2101 quartz movement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거의 모든 종류의 빛에 노출이 된다면 언제나 충전이 가능하며 12시간 완충 시 어둠 속에서만 6개월 작동이 가능합니다. 짧게 본다면 태양빛으로 2분 충전 시 실내에서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. 총평입니다. 사실 이 에코드라이브라는 게 막 그렇게 첨단 기능이 아닌 것 같고 비싼 시계들만 유독 관심을 갖는 요즘 뭔가 조금 무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매일매일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들에겐 아침마다 기계식 시계를 조정하는 것은 거의 뭐 극혐이고요. 터치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배터리조차 교체가 필요 없는 이 비충전 방식은 한마디로 축복입니다. 참 뭐 하나 특별할 거 없고 뭐 평범하다면 엄청 평범한 그저 그런 저가형 커츠시계이지만 보면 볼수록 참 깔끔하고 정갈하다는 느낌이 좋네요.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굳이 막차는 데일리라면 솔직히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긴 한가요?